국분대야 국분대야 너 어디를 울며 가니 우리 엄마 산소 옆에 천목으로 난 간다 한 번 가신 우리 어머니 어딜 가 나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언제 다시 오시렴 저녁 해가 저무르니 날이 새면 우시려나 그은 밤이 어두니 달 시금은 겨울날에 눈이 오니 봄이 오면 오시려나 우리 우리 엄마 어.